안녕하세요 무도공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요즘 날씨도 좋고 길가에 예쁜 꽃도 펴서 그런지 캠핑도 가고 싶고 꽃도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리만족과 함께 힐링이 되실까 싶어 벚꽃나무 아래에서 캠핑을 즐기는 곰돌이 푸 무드등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은 캠핑 장소의 배경이 될 벚꽃나무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파우더 가루라는 건데요. 핑크색과 하얀색 두 가지 색상은 본드와 같이 섞어 벚꽃을 표현해 볼 거예요. 만들어진 벚꽃잎을 나무 뼈대에 골고루 붙여볼게요. 그럼 이제 캠핑을 즐기는 풀을 만들어 봐야겠죠? 푸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마시멜로우를 굽고 있는 한껏 설레는 표정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을 동그란 손도 만들어주고 다리까지 붙여주면 곰돌이푸 완성! 다음은 피글렛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 무드등은 푸와 피글렛 그리고 티거가 함께 캠핑 가서 모닥불에 마시멜로우를 구우며 따뜻한 꿀에 찍어 먹기 전에 기대와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는 표정을 중점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티거도 만들어 볼까요? 티거에 한껏 업된 눈썹을 보니 푸와 친구들이랑 캠핑 가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호랑이가 또 있을까요? 티거는 호랑이니까 호랑이 줄무늬도 만들어 붙여주고 있어요. 긴 꼬리도 만들어서 붙여주고 혓바닥까지 붙여주면 이렇게 푸와 친구들이 완성됐어요. 이제 모닥불에 구워지고 있는 마시멜로우를 만들어주고 끓고 있는 꿀통도 만들어줄게요. 끓다가 넘친 디테일도 표현해주고 푸와 친구들에게 마시멜로우를 지어줬어요. 이 초코롤 케이크처럼 생긴 돌돌만 클레이를 3등분 해주면 3개의 통나무 의자가 되어 나뭇결의 디테일도 표현해주고 불에 타고 있는 장작도 만들어줬어요. 이제 앞에서 뚫어준 구멍 하나를 이용해 벚꽃나무에 전구를 연결해주고 옆에서 만들어줬던 벚꽃잎도 더 골고루 붙여줘 볼게요. 두 번째 구멍에는 만들어둔 천막 텐트에 이렇게 전구를 연결해줬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구멍에는 모닥불을 피워볼 건데요. 그 전에 모닥불을 피울 공간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이건 레진으로 만든 불 모양이에요. 앞뒤로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볼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장작도 배치해주고 불 모양도 전구 앞뒤로 붙여주고 모닥불에 끓고 있는 푸가 좋아하는 꿀도 놓아주면 이렇게 곰돌이포와 친구들 무드 등이 완성됐어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무드 등으로 만날게요.